유튜브 뭐 직접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모델명 모르겠다 자 바로 까기 태블 까기 지금 까는 거야 노트북 뭐 언박싱 자 이렇게 갑자기? 어 이거 해줘야 되거든 지금 어. 이런 거 다 편집 없이 나가는 거야 아, 알았어 네, 여러분 제가 깝니다 알았어요 노트북 가방 아니라 너무 바닥에 다는 거 아닌가요? 아니 다 포장돼 있어. 설명 설명서. 나 아, 부채 꽤 큰데? 악세사리가 없어 마우스랑 이런 건안 줬네 까주세요. wow 짜란. 짜란. 가볍나요? 네, 요거 자 가까이 와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거 내가 이렇게. 자 우리 i5이고 지포스 있는 HDMI까지 하니까 이 정도면 영상도 돌아갈 것 같은데? 자 이제 킵니다 왜 안 들어온 거야? 왜? 아 된다 된다 네. 반응이 좀 느리네요 Thank you.